여러분 드디어 공연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앞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? 진짜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알려줘요? 어? 안 돼요 어? 여기가 바로 올려넘어 언더 스테이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파괴가 될까봐 살짝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은 스태프들께서 저희 공연을 멋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마타임 마쇼 이따 만나요.